예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거주 10년차 돌싱남 가사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인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일본인 친구 만들기 소개받는 건 열애하겠습니다 소개는 뭐막 받으면 다 친구잖아 일단 소개받는 건 열애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거주 중인 사람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이제 그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직장이 됐든 유학이 됐든 주위에 전부 일본 사람이이잖아 일본 사람들이니뭐다 친구가 될 수 있어 연락하고 어학원 어학원은 약간은 좀 거시기 한데 그 어학원 같은 경우는 보란티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류 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란티아를 봅시다 보란티아를 보면은 그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의가 올 때가 있어요 신청을 하던가 왜냐면 한국어 학원을 다니니까 돈이 좀 드니까 그게 싫어서 무료로 이렇게 보란티아 같은 거 없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문의가 들어오면은 이제 어학원 생, 학생들에게도 이제 보란티아 신청한 사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매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남자, 뭐 일본 여자, 응? 어, 일본 여자, 한국 남자 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남자 남자 여자 여자라도 뭐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일정 기간 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음, 뭐 얘기를 해요. 일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국어로 서로 가르칠 수 있고 뭐 그런 그렇게 되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 그리고 이제 뭐 어학원에서 교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교류 단체랑 이렇게 레크레이션 활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레크레이션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어학원에서 레크레이션 활동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가 지금도 페이스북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문제는 여행을 오거나 이렇게 일,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일본인을 친구로 만들고 싶다 이러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여행을 오셔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헌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서 여자면은 웬만하면 그죠 먹고 들어갑니다 웬만하면은 여자면은 그 일본 사람 멋있는 남자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말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남자들이 좋아하죠 이쁜 여자들이 자기한테 말을 건다면은 근데 옛날 여자들 빼고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지나가다가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직접 거는경우 얘기를 어,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hello 하면서 막 이렇게 군니찌와 어, 이렇게 하면서 어, 다시 한국 꾸지냐 m k o 코리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되면은 다행인데 그게 잘못된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뒤에서 막 남자친구가 온다던가 막 이런 막 덩치들 이렇게 와가지고는 막 お前なん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막 뭐 시비가 걸리고 그걸 또 그대로 아 죄송합니다 아니고 그냥 어 주신 뭐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시비가 붙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제 그죠 막 무릎 꿇고 지갑 털리고 멘탈 털리고 여행 일정 다 털리고 재수 없으면 경찰 와가지고 그 뭐 하여튼 뭐 강제 출국 당하고 입국 금지 당하고 막그러니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거는 헌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캠 하나 딱 이렇게 다 들고 해외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여자들 지나가는 여자들 이쁜 여자들한테 이빨 막 털면서 막 이렇게 막 끌어안고 막막 어? 막 뽀뽀하고 막 나 유튜버 이러면서 막 그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해외 여행도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던데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쭉깎으시기 합니다. 예? 그거는 좀 예, 그렇게는 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뭐 자기 능력이니까 뭐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만은 솔직히 좀 그렇게 하다 하면서 이제 추태를 보이고 뭐 나라 망신을 시키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거 있죠. 그 만남 업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SNS 뭐 페이스북이 됐던 뭐 인스타가 됐던 이렇게 보면 이제 광고가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친구 사기,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7, 8년? 한 10년 전만 해도 펜팔 사이트가 있었어요. 한일 관련 친구 만들기 펜팔 이런 거. 펜팔이 있었기 때문에 펜팔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요즘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사기 사이트도 있었죠 뭐 쪽지 왔어 그래서 이제 뭐 답을 했는데 나 더 이상 여기서는 쪽지를 못하니까 여기 여기 사이트에서 뭐 해줘 이렇게 해서 그 사이트를 가게 되면은 뭐시 뭐더 아, 어, 이상 채팅이 안돼뭐 결제를 해줘 하면서 막,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사이트 사쿠라가 있어요. 사쿠라라는데 그러한 이제 사이트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듯이 요즘도 요즘도 이제 그 어플이 아무래도 그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한 어플도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 어플 펜파 펜파에 펜파에다 만남 어플 만남 어플도 이제 뭐 이렇게 깔려고 이렇게 설치하려 보면은 뭐 리뷰도 있고 그런 거니까 리뷰에서 평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회원수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괜찮은 사이트 괜찮은 어플 괜찮은 어플을 이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한국에도 많죠 그 만남 어플 대부분 목적은 순수한 친구 만남이 아닌 아! 예, 그냥 아주 그거만 할 목적으로 그냥 만나는 음, 만남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또 요거 좀 뜯어보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여자들이 이용하는 어플들이 많은데 뭐 여기도 아무래도 있겠죠. 아무래도 있는데 그러한 거 말고 순수한 목적의 순수한 목적 순수한 목적으로 이제 만남 그냥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외에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이 네,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어플을 이용하는 걸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결제를 해야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서비스는 이제 그냥 무료로 하면은 그냥 보는 것만 보, 여지고 실제로 이제 뭐, 뭐 쪽지 뭐 채팅을 한다 이런 거는 결제를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뭐 1년치 한 방에 하면 더 싸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시험 삼아서 한 달만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입을 하고 뭐 사진도 이렇게 좀자기가 신경 써가지고 자기 이제 자기 잘난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알맞게사기 사진 이런 거 있잖아 포샵도 하라고 포샵도 해가지고 아, 여자들도 똑같이 해 여자들도 포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자기, 자기가 좀 잘난 부분 어, 어필을 일단 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라고 왜냐 잘생겨야지 일단 호감이 먼저 오잖아요 그거는 여자도 똑같잖아 그거는 여자도 이쁜 사진 올려가지고 남자들한테 호감을 끌려고 하는 듯이 남자도 똑같은 거라 아, 이거는 여자가 봐도 똑같잖아 여자가 봐도 잘생긴 사람 있으면 일단 먼저 거기로 눈이 가잖아 거기 가는 거고 길 가다가도 누가 말걸 때도 응? 잘생긴 사람 있으면 또 좋아하잖아 뭐 똑같은 거야 남자도 진짜 똑같은 거라 일단 처음에 볼 때는 처음에 보는데 무슨 마음을 알고 뭔 성격을 알겠어 처음에 볼 때는 일단 들어가는 일단 얼굴이야 그러니까 얼굴 얼굴 이렇게 좀 사기 사진 같은 걸 좀찍르하시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자기 프로필에다가는 좀 약간 좀 이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어필을 해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 조건도 이제 그 그죠? 예, 자기가 원하는 타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대 그리고 사는 지역 그리고 뭐 신장 뭐 이렇게 많이 쫙 있다고 이렇게 그 조건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러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필을 하라고 이렇게 이네 하면서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트를 보내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네?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온다고 그러면서 보고 음, 마음에 드네 하면은 그 사람도 다시 뭐, 뭐보내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시가 성립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채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만남까지 가든지 뭐 해서 만나면은 뭐 그죠? 뭐 만났는데 사진하고 너무 틀려. 이건 너무 틀린 거 이건 사기야. 이러면은 뭐 실망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뭐, 뭐 그날 그렇게 보고 그냥 끝내던가 아니면은 실물이랑 너무 틀려도 뭐 채팅이나 이렇게 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또 그게 또 다시 된다고 잘 된다고 그러면은 뭐 밥을 먹고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laughs> 그 나중에 해가지고 뭐 다시 뭐 만날 수도 있고 다음날 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일날 뭐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아아 아, 이거 그냥 아, 바로 이렇 들어가서 작업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뭐 자기 그그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면은 뭐 연인이 되고 뭐 더 나가서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여행자나 아니면은 뭐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외국인을 일본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단은 순수한 목적으로 봐야 돼. 일단은 시작부터 무슨 뭐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 시작부터 들이대면 안되 그거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지만은 일단 여자들은 대부분은 그냥 웬만하면 그 솔직히 내심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거를 그걸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남자들보다 좀 덜하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자들은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목적으로 마, 만남의 목적으로 일단은 도전하겠지만은 일단 도전할 때도 여자들 여자 여성분들은 상대방은 일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 나온 이렇게 만나러 나온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일단은 약간은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뭐 밥을 먹고 뭐 혹시 술까지 마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장, 뭐 본인이 정말 좋아서 뭐 그것까지 허용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시랑도 그냥 술까지도 안 가고 아니면 술 가더라도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음에 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 괜히 막 끌려가, 끌려다니다 보면은 진짜 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이런 만남, 뭐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 여, 남성분들은 그러한 처음부터 그 한정 이렇게 약간 그 더러운 목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순수한 만남의 목적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주자들은 첫 번째 거주자들은 행사 참여 및 활동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뭐 사회 활동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활동 범위를 넓혀라. 그리고 두 번째 여행객으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 거주하면서도 그래 헌팅 남 남파라죠 헌팅 조심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잘 된다 하더라도 뭐 진짜 자기가 이게 뭐 와꾸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얼굴이 좋아가지고 어뭐 간다 헌팅 성, 향이 높다 뭐 클럽이 됐든 술집이 됐어 해도 상관없어 그래 성공하면 좋아 근데 다만 조심하라 조심해라 오래 못 갑니다 그런한 그러한 만남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났죠 다른 데 가서 또 그런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런다고 다른 또 멋진 남자나 뭐, 뭐 이쁜 여자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약간 좀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남 어플로 한번 시작을 해봐라 친구를 관계, 공개를 맺는 거를 요즘 좀 그게 좀 아쉽죠 요즘 뭐 시대가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이제 말을 걸어서 이제 만남을 가진다는 게 약간 씁쓸하긴 씁쓸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누구한테 소개도 못 받고 뭐 활동도 할 수 없는 조건이면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한테도.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아무튼 뭐 저도 뭐 저도 이게 좀 그죠? 이게 이게 괜찮으면은 이게 좀 괜찮으면은 뭐쫙 이렇게 그죠? 그냥 뭐 수술 잘 풀릴 수도 있었는데 저도 뭐 이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저는 그냥 원래여고 뭐 그냥 이, 이 마음으로 그냥 항상 이 진실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항상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게 이제 문제가 이제 일단 얼굴이잖아요 그죠? 얼굴인데 일단 얼굴로 먹고 들어가는 사람들 같으면 그게 이런 게 괜찮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얼굴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 다른 모습을 그러니까 이 뭐 자기 이마음쪽으로내면쪽으로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더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이게 좀 이게 마스크가 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러한 거 이 마음적인 이 진실된 모습으로만 이렇게 또 이렇게 또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은 나라면 결과가 좋,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 여기 요게 요게 지금 보이시는나 모르겠네. 요렇게 이제 이렇게 채팅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걸 한번 시작을 그러니까 만 저도 이제 의심 저도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의심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약간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호기심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떨까 해서 뭐 이렇게 뭐 결과가 뭐 좋긴 좋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을 한번 올려본 거고요. 해보지도 않고 뭐 해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영상을 하나 만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본인을 이렇게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지는 방법. 일본인들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이제 뭐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가사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